별? 별 엄마 갔다 올게 별 행복해 별이 행복해 별이 잘 살아라 오. 음. 보르 보르 이게 뭐야? 뚜렁뚜렁 이거 뭐야? 뚜렁 이거 뭐야? 그럼 놔. 음. 보라보라 엄마 갔다 올게 보르 집 보고 있어? 보, 보르 집 보고 있어? 그 집 말고 그 집만 보지 말고 보라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라보라 보리 보라 보라 엄마 갔다 올게 잘 있어 잘 있어. 보고 있어. 어? 나한테 온다고? Mm-hmm.